리복 오늘은 제가 리복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은 제가 글쎄 집에 뜨만한 박스가 택배로 온 거예요 뜯어보니까 글쎄 리복에서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원영 언니가 때가 되면 매번 이렇게 리복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자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뜯어봐 자 리복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리복에 대해서 안 알아보고 갈 순 없잖아요 자 리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갑시다 자 리복의 뿌리를 찾아보려면 19세기인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요거 볼튼에는 JW 버스는 육상 선수를 위한 신발을 팔다가 신발 밑창에 못을 박으면 경기를 오픈한다 생각을 했지만 주변에 정신나간 소리라고 만류를 했대 끝까지 부르자고 신발을 개발했고 실험 결과 마취력이 높아져서 육성 선수들이 더 많은 경기를 우승한다는 걸 알게 됐대 역시 똑똑해 내 brain 어, 이 신발을 신은 선수들은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으며 그들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됐다 부럽다 영원히 기억되게 자, 밑창에 못을 박다는 그 정신나간 아이디어는 현재 러닝 스파이크라고 부르게 되었고 뭐 여러분 대충 그렇습니다. 어, 육상 선수 때 신발을 개발한 그런 분이 이게 이름을 바꾼 회사가 리복이다. 뭐 그런 스포츠 브랜드다. 그렇지만 간지가 난다. 뭐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선물 한번 뜯어보도록 해죠자 처음 거는 이제 레깅스인 것 같아요. 언니가 굉장히 저를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레깅스인데 사이즈를 X 스몰로 보내줬어요. 음, 내 다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살이 빠졌어도 X 스몰은 안 맞을 수 있어. high-rise cut이라는 디자인인데요. 이건 이제 허리까지 딱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의 레깅스입니다. 쫀쫀하군요. 제 다리가 튼실하지만 맞겠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어, 도깨비 반스는 쫑쫑해요 다음도 의류입니다 오 약간 이거 간지 나는 팬츠 같은데 자 멋있게 쫙 찍고 싶은데 안 찍으네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잘 입으면 간지 나는 거 알죠? 이거 트랙 팬츠라고 하잖아요 <clears throat> 요새 정말 유행 유행 약간 지났나? 뭐 어쨌든 한, 되게 한창 많이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언니가 또 나를 과소평가했는지 이거를 또 S 사이즈로 보내주셨는데 기다려봐요 내 입고 올게 잘 맞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지퍼도 달려가지고 이렇게 밑에를 조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짧다 그렇지만 이거 되게 간지나게 입으면 힙감 알죠? 힙, 힙감 아, 예. 옷 갈아입는 힘들어 어, 자 다음은 음, 이런 맨투맨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 딱시하게딱 입으면 사실 옷 입는 거 생각하는 게 되게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딱 맨투맨 하나 입고 바지 하나 입고 운동화 착장 하나 딱 하는 게 제일 간편하잖아요 스타일은 시해 보이고 저는 키가 1 6 0채 안됩니다 이건 medium 사이즈예요 이렇게 빡빡시한 여튼 이렇게 회색이 있고 여기 검정색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커플룩 하면 참 좋겠다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운동화가 두 개가 있거든요 리버 클래식 간지템이 있어 지금 운동화만 봐도 간지템인데 이거 이거 이거 어 간지나 저는 발을 235 오. 음. 아, 일단 미쳐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멋지다! 이게 다음으로 난리가 나요. 케이스부터 난리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짜잔! 네이버 라인이랑 콜라본가 봐. 자, 열어볼게요. 얘네들은 분명 아유랑 뽀요의 장난감이 되겠죠 얘들아 아유랑 뽀요랑 잘 놀아주렴 따다다다 이건 따다다 따다다다 아니 아니 이거는 그래 펌프 슈프림 라인 프렌즈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그 펌프 셀프 디자인이잖아요. 라인 캐릭터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죠? 근데 되게 멋있잖아요. 멋스럽죠? 아니 이게 되게 캐릭터 자체가 귀여우니까 신발이 귀여워져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니니까 신발 하나만 딱 포인트가 되는 다른 리복 펌프 디자인도 여러 개, 몇 개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거 진짜 많이 신고 다녀요 진짜 가볍고 일단 끈을 뭐 묶고 풀고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이게 푹 신으면 훅도어가고 가볍고 자 이렇게 리복 선물 공개 시간이 끝났습니다 뭐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선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찍은 영상이에요 예, 예쁜 거 같이 보면 좋으니까 예쁜 거 많이 보면 예쁜 생각 많이 하게 되고 예쁜 생각 많이 하게 되면 행복해지니까 우리 같이 행복한 생각 많이 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도록 합시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